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전에 장어를 선물을 받았었잖아요 민물장어 자연에서도 민물장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작은 시냇가부터 아니면 계곡 아니면 뭐 한강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장어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제 샵 뒤에 농장 가서 오늘 장어를 풀려주려고 합니다 자 장어가 여기 어딘가 숨어 있는데 오 여기 있다 저 여기에 있는데 밥을 줘도 밥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자연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었고 오 야 너무 미끄러운데? 자, 잡았다 자 잡았다 잡았다 자 우리 장어치 사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민물장어 잘 자라도록 예, 여기다 방생해 줄 거고 장어는 여기 풀어준다 해서 절대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, 막상 떠나보내려니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래도 보내줘야겠죠? 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 왜, 네, 너 빨리 가고 싶지 않아? 얼른 가봐. 와, 간다. 잘 살아라. 그래도 자연이 더 좋아요. 여기는 버들치도 먹을 것도 많고. 어, 너 설마 나한테? 감동. 어, 뭐야, 뭐야. 타고 내려갔는데 어디 갔지? 어 저기 갔다 으차 야. 어두운 데 가고 싶겠지. 잘 살아라. 돌멩이 밑을 확실히 좋아하는구나. 제가 조만간 여기에서 이제 통발로 잡기도 할 거고, 오! 물이 맑아요. 여기가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야, 오, 저기, 오, 저기 짱 많이 숨었어. 오, 저기 짱 많어. 버들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게 네, 조만간 또 잡는 거 영상 찍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황수개구리도 잡아본 적이 있고 가재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잡았습니다 야, 아 근데 쓰레기도 있다 쓰레기를 온 김에 좀 주워가야겠네요 아이고 아 쓰레기 너무 너무 벌어져 있어 아 담배꽁초 이 뭐야 이거 아 자 여러분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쓰레기가 많은 곳에 가시면 쓰레기를 좀 줍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레기 있어요 우와. 오, 뭐야 저거 오! 오 뭐야 거북이다 그 남생인가? 뭐야 뭐야 뭐야 홀와 아파 아파 오 오자 여러분들 아 이거 불공기 거북이 아닙니까 이거? 이거 외래종 불공기 거북인데? 오 뭐야 <gasps> 야 뭐야 여기서 발견이 됐네 야, 날 따뜻해지면서 동면에서 깨어났나봐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우선은 이거를 채집을 해서도 문제가 되고 방생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우선 아까 장어 잡은 통 있죠 장어 자, 잡은 통에다가 잠시 넣어두고 나서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나서 위치를 환경청에 전화해서 잡지도 않고 방생도 하지 않았다고 여기다 한번 얘기 좀 해봐야겠네요 와 와 제가 예전에 리버쿠터도 보고 레드벨리 뉴트도 보고 막 되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붉은 기거보기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선명하죠 참고로 이제 붉은 기거보기가 이제 조만간 5월달 6월달에 산란철이라서 지금 동면에서 깨어나서 먹이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나봐요 와 오늘 별의별 거 다 보네요 우선 요거는 제가 뒷정리 따로 하도록 하고 쓰레기만 줍고 복귀하도록 하고요 아 통은 여기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가야겠네 우선은 얼떨결에 장어 풀어주러 왔다가 붉은기 거북이도 보고 지금 쓰레기도 죽고 가는데 어허 이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,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 춥다 이 친구가 지금 나가고 싶어 하지만은 어 큰일 납니다 이거는